안녕하세요. 갑자기 찾아왔습니다. 제이크와 이스키 네. 네, 저희는 이제 조금 뭐 하다가 이제 코코넛 과자를 찾아가지고 요양이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사실 이거는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과자 해보려고요. 속옷, 속 이렇게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 우와, 와, 대다 아, 이게 초록색이 맛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네이버가 음. 약간 자기 자신의 못 들어요. 그죠? 어. 자기 자신을 먹는 것 같다고요? 아유, 명이 좀 달려줘요. 네. <laughs> 어 깜짝이야. 어이. 보일 수 있습니다. 이거 무조건